음, 기대 안 하고 있었어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. 오야 깜짝아. 야. 어 1대3인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예 자잘 가라 굿 파이트 れでしまいだ fuego, como pagando. Lost zone C. You captured zone A. Oh. Ogo. Like that! 오오오 어우 겨우 살렸네 우와 오. 아이야 <laughs> 똑같징 아이고 <laughs> 못 오지 못 오지 못 오지 못 오지 어우 씨 아야야야 아니야 어 그래 질, 들어갔어 조졌다 <laughs>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얘 복수 끝나면 오! 된다 나이스 아야 어 여여 튄다 옆친다 옆친다 옆친다 옆친다 옆친다 옆친다 오? 이게 잡히네? 아차 잡았다 돌아가자 어? 와 저걸 밟으려고 합사 You captured Zone C.